여기는 센트럴파크 공원 가는 길입니다. 짜잔!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예요. 조심해서 먹으래. 빠개진다고. 네. 뿅! 밥다 먹고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뉴욕포 같은 기분이에요. 여기 완전 뉴욕포 된 기분이야. 여기 되게 거리가 되게 뉴욕 같아 진짜. 맞아. 맞아요. 배부르다. 저희는 방금 여기에서 밥을 먹었어요. 탐스 레스토랑. 아, 탐, 탐네 레스토랑이야. 탐 아저씨네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어. 왔어요. 어. 이제 콜롬비아 내로 들어가 볼 거예요. 자기 선글라스 그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. 네, 예뻐. 나 뉴요커 같아요. 어, 완전 뉴요커 같다, 너. 뉴요커들은 아,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다 뉴요커들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, 보면. 그래요? 와, 이 개봐. 너무 귀엽다. 아 <laughs> 잠깐만. 아. 와. 안녕 <laughs> 아, 너무 이쁘다 So cute 아털 진짜 길다 What's your name? Charlie 아. Charlie Sit 와 <laughs> 귀여워 너무 이쁘다 지금 저희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졸업, 와 있습니다 졸업식 때문에 이거 자, 어, 자 거기 어, 그 정도. 자 하나, 둘, 셋. 됐다. 음, 대두님이랑 사진 찍었어요. 지금 여기는 콜롬비아 대학인데 졸업 시즌이라서 이런 지금 천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. 이런 게 이제 없으면 더 멋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 너무 부럽다. 진짜 학교가 너무 깨끗하고 멋있고 이게 지금 거의 300년이 넘은 넘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가 그 역사가 주는 느낌의 그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합니다 맛있어? 콜롬비아 대학 잔디밭에 누웠어요 어, 위에 뭐 있어 찍어주세요 네 <laughs> 누워 누워 누워 누워요? 어. 누워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 공원 들어왔어요 예쁘다 네, 영화 다 여기 이게 여기가 이제 미쳐들기가 그 공원이에요 뚜뚜뚜 뚜뚜뚜 센트럴파크야 우리 송도에도 센트럴파크 있었는데 그러게 그, 그게 이걸 따라한 거야 맞아요 저 이제 한국 식당들 많은 곳에 왔어요 저희가 한인타운입니 네, 신한은행도 있고 청담병원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었고 우리은행도 있었고 교촌치킨이다 아네 교촌치킨도 있고 와 이거 봐 북창동 순가 되겠네 하나은행도 있고 어. 최가 냉면 북창동 순두부 아, 순두부랑 대박이다 어뭐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이걸 살다니 숏다리까지 I took the long road I'd be better on my own Sometimes what's right is wrong instead Cause I was too young And I didn't understand that you